like a ransom note If I give in, will you come home? i put everything I had into getting you find a way to justify Missing the signs I knew My hands were tied the moment we met And there was more to 너를 좋아한다는 그 말을 참아 할수 없었어 그냥 이 수줍게 설렌 마음을 감추 내가 널 찾고 있었단 말야 내가 널 갖고 싶다는 말야 내 손을 잡아